아, 둘 다 힘내세요. 가위바위보를 굳이 사해야 돼요. 아, 결승. <laughs> 가위바위보! 아, 가위바위보! 1번? 1번. 어, 승리 의식. 승리의 1번. 2번. 아, 최악이야. 자, 준비되셨죠? 필드링이